까시안인형 <laughs> 만들었습니다. 더 재밌는 건 구가 벌써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. <laughs> 자기 건 참 잘 알아요. 그러면 이거 자 이거 줘요. 어, 안 돼. 잘 가련. 우리 집 인형은 인형들은 다 눈이 없어요. 어! 벌써 찢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. 안변하는 자주 놀아 <laughs> 아, 왜 자꾸 와. 들어와. 왜 자꾸 들어와. 만들어준 건데 하루 만에 머리가 사라졌어요 너덜너덜해졌어 요 몸에는 구멍이 나 있고 <laughs> 이 잔인한 네 얼굴을 보아라 <laughs> 오, 너 이렇게 잔인한 아이였니? 얘 뭐가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맑게 웃어, 웃어도 되는 거였니? 으 더러워 얘 귀가 왜 이렇게 됐어? 그래도 엄마가 만들준 거라서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? 꼬리 oh <laughs> 어, no 내가 친하게 지내라 했잖아 친하게 박살을 내버렸어 야 이게 뭐야 어떡하라고 나보고 이 시체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? 그거는 다시 꾸며주지도 못해 인생이 박살났다고 네. 알았어 내가 또 만들어줄게 알았지? 그 더 좋은 건 더 짱짱한 걸로 만들어줄게 알았어 내가 네, 짱짱한 걸로 다시 만들어주 알았지? 가좀 어, 가 이제 가지고 놀아 저기 저렇게 만드니까 좋았어? 헤헤 <laughs> 가라고? 그렇게 가지고 노는 게 아니야? 그럼 어떻게 노는지 보여줘봐 그러면 뭐 어떻게 놀아 이건가? 이렇게 놀아? 너는 <laughs> 그렇게 놀아? 엄마는 이렇게 놀 거야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이렇게 놀 거야 같이 놀아? 보고 엄마랑 같이 놀아? <laughs> 재밌다이거 <laughs> 이제 뿌랑뿌랑 我觉